took the expensive cab here. 했는면 제가 5 d 타라 했을 건데요 제가 올해 수다미가 저의 생일을 축하해줘가지고 어, 너무 감동을 받아서 5수담을 <laughs>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<laughs>